오늘은 승호의 비대면 진료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승호와의 비대면 1차 진료는 한약 복용한 지 4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진행되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호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1, 2주 이내입니다. 일부의 중증의 경우에만 초기에 반응이 없을 뿐 대부분 한약 복용 초기부터 호전이 시작됩니다. 25일간 한약 복용을 한 승호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이텍 점수가 105점에서 82점으로 급격한 호전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04점이 넘으면 자폐 아동 중에서 최고로 증세가 심한 10%에 속합니다. 82점까지 호전되었다면 이는 최고로 심한 자폐에서 중간 정도의 경증 자폐로 호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점이 되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폐가 될 수 있다고 하며 0점에 가까우면 정상 범주의 아동과 구별이 안 간다고 하는데 승호는 30점 이내로 호전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눈맞춤이 증가하며 표정도 풍부해지고 눈빛으로 감정 교환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맞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손상된 뇌간의 신경 조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눈맞춤 능력의 회복 없이 자폐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승우는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능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집중력이 좋아지며 착석이 가능해지고 지시 수행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각 처리 능력이 호전되면서 사람들의 소리가 부각되어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승우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표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승호는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호전 현상을 어머니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감소하여 활동이 편해졌다고 하고 시소나 그네 타기를 어려워하던 승호가 쉽게 그네 타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요구만 내세우고 안되면 텐트럼 상태로 빠지던 승호가 엄마의 설명을 이해하고 참는 듯하다고 합니다. 승우는 중증 자폐에서 정상범주의 아이로 회복되는 극적인 변화를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와 발전이 2년 정도 지속되어야 정상범주로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승호의 발달 과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호 어머니와의 비대면 진료는 잘못된 식이요법을 교정시키는 상담 과정을 길게 진행한 이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잘못된 간식의 선택이 자폐치료를 방해하는데 승호 어머니 역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를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식이요법을 제대로 해야 치료의 실패를 줄이게 됩니다. 이제 승호 어머니와의 비대면 진료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식이요법 교정 내용이 궁금하시면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가 지금 약을 먹은 지가 4주 정도 다 되는 거죠? 예예. 예. 예. 다 아, 그죠? 사고 다 돼갑니다. 예, 예.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이 좋아져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단 그 a t e 검사를 다시 해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다시 82점이 예? 나왔어요, 선생님. 82점이요. 예? 네. 그러면 맨 처음에 105점이었나? 네네. 처음에 105점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105점 사이에 82점으로 어? 감소했으니까 이게 상당히 호전이 있는 거죠. 그죠? 응? 예. 예. 음, 그래요. 예, 예. 네. 엄마가 검사해 보니까 훨씬 많이 얘가 변화된 것들이 좀 느껴지죠. 항목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보니까.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진 네. 것들은 생활상의 느낌으로 알긴 알겠지만 AC 네. 체크를 해보니까 확실히 구체적으로 네. 변한 네. 것들을 알겠죠. 그러면 뭐 네, 일단 네. AP에서 점수가 점이 23점 정도의 호전이 있었던 건 확인이 된 거고 예. 엄마가 느끼는 변화를 한번 쭉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엄마가 느끼는 아이의 수호의 변화를 그럼 제가 좀 네.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수호가 애가 잘 웃고 표정이 밝아졌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 표정이 밝아진. 네 표정이 밝, 표정이 밝아지면 예, 계속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어. 눈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좀 애가 욱, 욱 웃으면서 눈 맞춤이 진해졌죠, 증가했죠. 응? 아, 예, 예. 뭔가 또렷하게 쳐다보는 네, 좀 엄마하고 눈 맞춤하면서 웃으면서 네네. 네. 감정 교감을 하는 웃음을 띈다는 거죠. 응? 네, 예. 음, 그래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어, 주위에서도 어,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음,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예. 좋아졌다고들 얘기하죠, 좋아 사람들이. 예, 예. 다니는 센터에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죠? 네. 예, 센터에서도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해보시면 착석도 예전보다 좀 잘 되는 것 같고 선생님한테 거부감이 없고 지시 수행도 예전보다는 음. 조금 음. 잘 되고 집중력이 높아졌 같다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예전에는 애가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음.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음. 이제 빨리 안, 안, 해, 안 들어주면 이게 짜증을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는 기다려 이렇게 하면 말을 알아듣는 건지 좀 차분해졌다고 할까요? 예. 음, 차분하게 기다린다. 음. 말을 네. 알아듣는 거죠. 전에보다 말 알아듣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도 자기가 아는 단어에 한해서 놀이 학습을 시켜줬더니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상황에 있는 적절한 네. 언어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는 예, 아마 예. 전체적으로 발성, 말하는 양이 늘었을 텐데, 발화양이. 아, 예, 예. 말을 하려고 시도를 조금. 그렇죠. 그렇죠. 시끄러워진 발성 시도가 늘었을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놀이터 가서 놀 때도 보면 음. 예전에 겁을 많이 내서 못하던 뭐 시소 이런 거, 그네 이런 것도 꺼려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신감 있게 다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밀어주거나 이제 뭐 취소도 같이 딱 하면 본인이 허벌 많이 안 내고 예전에는 그냥 빨리 내려오고 막 이랬는데 일단 음. 잡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잡으니까 이제 그게 안정감이 느껴지는지 음. 음. 안 떨어진다 이걸 확실히 이제 좀 느껴지는지 많이 음. 타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아예 전정 감각이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전정 감각이. 아, 전정 예, 예, 예, 예. 제가 다 들은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진 몇 가지 증세들. 음. 네. 대략 다 말씀하신 건가요? 그 외에는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애 아빠도 그렇죠? 예, 뭐 좋다고 하고, 예, 애 아빠도. 그럼요. 일단은 뭐 AP 점수가 최고 심한 105점 정도에서 82점대로 금방 한 달 사이, 4주 사이에 떨어진 거니까. 응? 네. 82점도 잡혀서는 약간 심한 정도긴 하지만 음. 응? 최가상이 심한 거에서 약간 완화된 증세로 금방 떨어진 거니까. 네, 네. 아, 이거 좋아진 건 되게 분명한데 지금 네. 전체적인 감각이 안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하고 눈맞춤이 진해졌잖아요. 감정을 조감하는 눈맞춤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아, 이건 예.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죠 엄마를 음. 살피는 거고 이제 어, 엄마를 보니까 사람들이 음. 차분해진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전에는 아이 네. 컨택을 못하고 사물을 막 이렇게 자꾸 보니까 이게 산만하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사람을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생님 스타일 음. 선생도 전에는 뭐 네. 뭐 얘기를 하면 얘가 딴 데만 보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자기를 보니까 어, 음. 어, 이게 차분한 느낌으로 드, 는 거고 어? 집중력이 높아지고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선 처리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아. 다음에 아. 지시 수행도 훨씬 더 엄마가 어? 여기 앉아 있어 차분하게 있어 그러면 그때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다는 것도 뭐냐면 청각적인 처리도 굉장히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음. 이제 사람 소리가 이 잡음하고 막 섞여서 들렸대라면 이제는 어, 엄마 소리에 자기가 집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상황을 아. 이해를 하죠. 엄마가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을 거예요. 아기한테. 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느낌이었을 텐데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음. 청각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음. 그 다음에 그네를 변화가 되는 건 전정 감각의 변화도 되게 안정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아이가 이런 전체적으로 감각 안정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각 안정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표정이 풍부해진 거는요. 얘가 네. 뇌에서 안면 신경, 안면의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계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신경계. 아. 그러면 이전엔 무표정한 아이가 표정이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점점점. 아, 예. 예. 그래서 풀리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풀린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실은 입안에 혀도 같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풀리고 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시도가 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 말을 할래도 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제는 네. 얘가 감정은 있지만 감정이 얼굴로 반영을 못했어요. 근데 음. 감정이 이제 얼굴로 반영이 되니까 표정으로 엄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얼굴의 표정을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혀의 움직임도 만들 수 있어서 언어 네. 시도가 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시도가 음. 늘는데 아직은 네. 미숙해서 시끄럽지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은 상황에 맞게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 예, 아마 예. 이제부터는 자바로가 늘기 시작할 거예요. 상황도 예. 이해할 수 있고 자기 혀의 움직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언어가 예. 슬슬슬슬 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음, 애가 음. 하는 말을 엄마가 알아들 을수 있는 게 점점 늘고 있죠. 아, 예. 이제 이런 감각적인 변화가 초반에 첫 달에 쭉 생기면 지금 음. 엄마가 이해해야 될 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네. 아이가 사주 사이에 에이택 점수가 20 몇 점, 25점 가까이 급격한 호전이 있어요. 애가 네. 느낌이 사주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 네. 애가 애하고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엄마가 알아야 될 건데 이 아이가 좋아지는데 가야 될 길은 2년 3년 멀어요. 하지만 첫달 음. 사이에 4주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엄마한테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뇌가 고장나서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4주 사이에 급격한 호전이 일어난다는 건 뇌에 진정한 손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혼란이 있는데 그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음. 정도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면 굉장히 정상 범죄에 근접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엄마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 있죠. 식이요법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 홈스쿨에서 내주는 숙제 잘하고 있죠. 제가 예. 홈스쿨에서 예. 나온 내용들을 봤거든요. 계속 아. 호전되고 아. 있는 기록을 봤어요. 엄마 홈스쿨 교서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은 엄마가 식이요법에서 루즈하게 잘못하는 경우들이에요. 기업법 아마 지금 되게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간식이에요. 많은 부 분들이 간식에서 나태해져서 실패를 하는데 지금 음. 간식 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식 거의 안 주고 그렇죠. 응. 어. 시중에도 찾아보니까 설탕이 안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주고 있어요? 간식을 주고 있는 종류를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확인할 필요해요. 아, 뭐 옥수수 그거 안 예. 돼요. 아 옥수수 안 돼요? 예, 제가 그, 그때 첫 번째 미팅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들 실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옥수수도 음. 뭐 먹였어요? 간식.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거. 감자 안 돼요. 네. 네. 또 먹였던 것도 얘기해봐요. 한 번이라도 간식으로 줬던 거 얘기해보세요. 음. 요구르트 한 번 얻어먹었어요. 안 되죠. 유제품이니까 안 되는 건 알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옥수수하고 감자는 엄마가 모른 채 먹인 것 같아요.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거의 주성분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은 네. 당분으로 결국 전환이 돼요. 수화로 되면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쌀, 옥수수, 고구마, 음. 감자 이런 거 다 간식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아. 삼시세끼는 먹여도 된다고 얘가 얘기한 거예요. 네. 엄마가 아침밥 대신에 너 고구마 먹어? 그럼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뭐 점심 대신에 감자만 먹어 반대하지 않아요. 뭐 저녁 네. 대신에 옥수수 먹어 반대하지 않아요. 그거는. 네. 그런, 탄수화물은 하루에 세 번만 먹는 거예요. 세 번만. 아, 세 번만이야. 아. 네,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아, 예. 네? 예. 간식으로 노출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제가 간식은 어떤 거 만든다 그랬어요? 당분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간식은 육류만 된다고 그랬어요. 육류. 고기, 고기, 고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기만 된다고 그랬어요. 육포, 쥐포, 오징어채, 뱅어포, 돼지 껍질 튀김, 예? 뭐 그런 예. 게 네. 된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옥수수나 감자를 먹였잖아요. 그죠? 아. 탄수화물의 빈도가 늘어나면 장내 세균을 아직 완전히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되도록이면 음. 간식을 주지 말아요. 간식에서 실패 자꾸. 간식을 예. 주지 마요. 예, 절대로 예. 애가 달라고 우기면 고기만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승호의 4주차 호전 변화에 대한 진료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홈스쿨 프로그램 한 달이 지난 후 승호의 놀이 모습과 어머니와의 수업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